안녕하세요 예쁜 남자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아이스크림 맥듽 준비했어요 누텔라 발라서 먹으려고요 날씨 너무 더워서 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네요 이세 가지 맛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클래식 맛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, 좋아요 잊지 말아요